Yeah, let me start. Yeah. Go ahead. Okay, yeah. <laughs> 자, 저는 지금 시드니 시드니 폴테스 브릿지라는 나스와 패러다이스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다리 초입에 와 있고 이 다리는 다운타운에서부터 약 1km 정도 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사실 정말 더운 이 나소의 날씨에 비해서 걸어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다리 위에서 보는 나스의 경치는 정말 아름답고 광활한 바다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이라면 정말 한 번쯤은 들려야 되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리를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이 다리는 최고 높이 해발 20m 길이는 600m 정도 됩니다 다리 위에서 둘러보면 바하마스도 나스와 아틀란티스 호텔도 볼 수 있고 바하마의 푸른 바다를 높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래 걸어야 돼요. 높은 곳에 다다르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른쪽에 보이는 핑크빛 건물 아틀란티스 호텔입니다. 걸어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하늘과 바다, 많은 배들, 그리고 수도섬 낮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쪽을 한번 걸어서 와볼만 한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날씨가 더워서 걸어오기는 많이 힘들죠 다운타운이랑 한 1km? 1.5km? 1.5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뭐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와서 전체 경치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셀카나 한번 뭐 찍어야 돼요 사실 다리 건너오는 게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걸어서 다시 다리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 다리 꼭대기로 후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위쪽 다리는 경치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는 나와본 적이 없는데 저녁에는 그 퇴근하고 가끔씩 보거든요 근 항상 보는 경치지만 정말 아름답고 이 광활한 바다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보는 경치는 왼쪽이 패러다이스 아일랜드 오른쪽이 나스예요 길을 건너서 두두두두두두두두 멋진 석양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차로 건너면